알퐁스, 다음 존으로 간다. 볼 일 다 끝났으면 어서 가자. 모두 이쪽으로 모여. 지금이로군. 모두 적들을 향해 공격! 보고만 있을 셈이냐?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! 뭐, 덕분에 살았군. 일단은 고맙다고 해두지. 정신 바짝 차려! 저기다!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? 좀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. 음, 그럴듯한 생각이군. 기대 이상인걸? 생각보단 훌륭하군. 일단은 축하해.